크, 그 크로스티스 마라 fish skin? 맛은 뭐 항상 먹던 마라 맛인데 어, 맛있네 확실히 skin이 바삭한 게 음. 한번 더 씹어줘 ASMR <laughs> 맛있어? 아주 짜지도 않고 아주 짜지도 않고 바삭하면서 마라 맛이 딱 나니까 맥주 한 줄이 진짜 짱이네 맵지도 않아? 안 매워 마라처럼 얼얼한 거 없어? 그런 게 없네. 살짝 살짝이야? 되게 살짝 우리나라 고추장 소스랑 비교해서 어때요? 왠지 다른 면 맛이야 네. 아나 되게 궁금한데 fish skin이랑 찍어 먹기가 싫어 아 싫어하시죠 아니, 아니. 나쁘지 마. 그냥 fish도 아니고 fish. skin이라잖아요 근데 맛있어요 그거는 또 하나의 경쟁자를 만들고 싶지 않아. 맛보지 <laughs> 마. 그냥 과자 과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피쉬스킨 같지도 않고 단맛이 전혀 없어 네. 그냥 과자예요 과자 되게 바삭한 제기가 네. 좋아하는 되게 바삭한 과자야 이런 거 사람들한테 추천? 아, 이거 강추지 네. 강추? 어. 맥주 안주이 진짜 강추고 저희 와이프는 이걸 사갔어요 이번에 음... 한번 이렇게 사서 한 얼굴이 나왔어요 잠깐 아 안돼 안돼 위험하네 그것도 제목 좀 보여줘봐 자기 제목 뭐야 이게? 네. 다우파 다우파 드라이드 피쉬 필레 <laughs> 다우파네 진짜 한국말로는 어, 왜 한국말로 써있어? 건어포. 건어포라고 와, 한국말 써있는 거 처음 봤어 나도 나도 처음 봤어 근데 이거 진짜 별로 맛은 없어 별로 근데 그냥 먹기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안부르게 네. 안주하기에는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맛, 그렇죠. 맛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약간 그 아, 특별히 별 맛이 안 나는 거죠. 조미가 많이 안돼 있는 거 같아요. 어렸을 때 그 불량식품 음. 먹는 느낌? 그 맛이에요? 맛도? 네. 네. 맛도 그 맛? 맛도 딱 그 비슷한 아... 맛이에요. 짜지 않았어요. 네. 짜지도 않고 아... 그냥 별 맛이 없어요. 그냥. 아 그래요? 근데 그냥... 왜 네. 먹어요? 심심할 때. 맥주를 마셨으면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음. 먹어줘야 되는데 음. 그냥 막 배부르고 막 자극적이면 먹기 좀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냥 이렇게 먹는 술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<laughs> 진짜 최고의 안주지 그 한국에서 사람들 와서 이거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왜 사가지고 갈까요 이거를 일단 한국은 안 파니까 단지 궁금해서? 궁금해서? 아니 올 때마다 사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다길래 음. 그 정도는 아닌데 사실 니오, 니오 여자친구가 올 때마다 사왔네 이거를? 음, 엄청 좋아해 근게 먹어보니까 자극적이진 않네 음. 근데 약간 그 맛이 있긴 어. 하죠 그 특유의 맛이 아, 이게 오히려 더 생선 약간 그런 냄새? 맛이 나는 이건 전혀 안 나네 이건 전혀 안 나네 어. 이건 오히려 마라 맛이 세고 그러니까 마라 맛인데 뭔가 바삭한 마라 과자 음. 먹는 음. 아 진짜? 네. 근데 얘는 좀 오히려 생선한 맛이 나 이게 생, 생, 생긴 게 이렇게 약간 진짜 껍데기처럼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이런 색깔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먹어보면은 과자 아예 과자. 네. 음, 껍, 껍질 좀 보여줘봐 진짜 skin으로 만들었는지 뒤... dory fish skin 맞네 그러네 남태평양이네 방사능 많은 거 아니야? 방사능 먹으면 더 응. 얼굴 커지는 거 아니야? 이거보다 더요? <laughs>